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체 운동에는 스쿼트가 있죠 스쿼트가 대표적인 하체 운동인 이유는 하체에 있는 관절과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는 동작이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잘 사용했을 때는 너무나 좋은 운동이지만 잘못 사용했을 때는 원치 않는 다리 라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앞벅지가 있어요 그러면 스쿼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스쿼트가 주제일 때 따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앞벅지 발달 없이 apple hip을 쉽게 만들 만들 수 있는 운동 루틴입니다. 이 동작은 체형상 너무 약해서 문제가 되는 뒷벅지와 안쪽 허벅지의 힘도 같이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예쁜 하체와 골반 교정에도 좋은 운동입니다. 그러면 운동 들어가기 전에 반 쓰다 남은 두루마리 휴지 하나만 준비해주세요. 동작은 5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한 동작당 10개씩 진행하겠습니다. 가시죠. 하늘 보고 누워서 무릎 사이에 반 남은 두루마리 휴지를 꽉 잡고 꼼지락꼼지락 발을 다섯 번 앞으로 이동합니다. 턱은 당기고 어깨부터 손바닥까지 바닥으로 꾹 누르는 힘 주시고 동작 들어가겠습니다. 모든 동작은 엉덩이를 위로 올릴 때 호흡을 후 내쉬어주세요. 동작 A 엉덩이를 살짝 띄운 후 꼬리뼈가 말리도록 꽉 수축해주세요. 하나 둘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동작 비 A의 조인임을 그대로 유지 무릎 사이도 좀 더 조인 뒤 엉덩이를 올렸다 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, 아, 훅, 열 동작 C 휴지를 그대로 잡은 채로 한쪽 다리만 펴준 뒤 동일하게 엉덩이를 올렸다 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동작 뒤 힘들겠지만 쉬지 말고 반대쪽 다리를 동일하게 편 뒤 엉덩이를 올렸다 내려주세요 하나 둘 셋, 넷, 네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동작 2 마지막입니다. 엉덩이를 내리지 마세요. 다시 동작 B로 돌아가 엉덩이를 올렸다 내리기 10번으로 마무리합니다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함께 분이 어떤가요? 엉덩이에 자극이 빡빡 오시죠? 최소한의 가장 필요한 설명은 제가 음성으로 드렸고 더 자세한 설명은 자막으로 추가로 넣어놨으니까 저랑 같이 동작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자막에 있는 TMI를 꼭 한 번씩 공부하면서 계속 추가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 동작은 2분의 쉬는 시간 term으로 3세트 해주시면 좋고 일주일에 두 번, 많게는 세 번 정도만 해주세요. 그리고 혹시 이 동작하다가 쥐나시는 분들은 햄스트링에 뭉침이 너무 너무 강해서 그런 거니까 동작을 안 할 게 아니라 제 유튜브 종아리 스트레칭 영상 아시죠? 그거 A 동작이랑 B 동작까지만 하고 진행하시면 쥐 안 나실 수 있고요. 나머지 뭐 허리가 아파요, 엉덩이가 안 올라가요 뭐 이런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중복 댓글 위주로 제가 고정 댓글로 정리해서 남겨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정 댓글도 꼭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. 그럼 다들 파이팅 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